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오일장 그래서인지 더 특별한 고깃집이 있어요 8,000원으로 행복한 그리고 안주가 무료인 고깃집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아, 대박 4일과 9일에 열리는데요 5일장입니다 종류와 가격이 시장계의 코스트코라고나 할까요? 어머 저 배추들 좀 봐! 2020 SS 신상 채소와 과일이 잔뜩 있고요. 유행 타지 않는 trendy한 간식까지. 닭도 있어. 개, 고양이, 닭, 오리, 토끼, 염소. 각 계의 인싸들도 만났고요. 어머, 하얀색 오골계가 있네요. 마당만 넓었으면 키웠다 진짜.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인싸들만 간다는 hot place 오일장 퍼 안주가 무제한!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안주값이 없는 대신에 술이 한 병에 8,000원인데요. 막걸리, 소주, 맥주 상관없습니다. 철판을 미리 잔뜩 구워 넣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부는 손님 취향껏 메워주는 곳이 있어요. 집집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고요. 안주도 다르더라고요. 언니는 보시나 먹을 줄 알면 하나 주고. 네, 먹을 줄 알아요. 아, 진짜? 언니 뭐 생긴 거 좋아해? 안 생긴 거 좋아해? 아, 너무. 너무 생긴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니, 먹어봐. 살 빼고 먹어봐. 이거는 좀 덜 생긴 거. 서비스로 받았어요? 아, 그건 뭐예요? 오리예요? 이거는 쥐라. 지금부터가 오리. 와, 진짜 여기 대박이구나. 이 오리 살코기. 안생기. 아, 나는 못 먹는다. 나도 낯설다. 같은 돼지부속 간판을 달고 있어도 집집마다 굽는 부위가 아주 조금씩 다른데요. 어머나 8천원짜리 소주를 너무 남용하시는 거 아닌가? 감사하긴 하지만 피린내 없이 맛있는 뒷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아 그래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머나 갑자기 나오는 돼지 프라이 돼지 껍다 쫀득쫀득하죠 아우 옆에는 벌써 난리 났어 새끼보 허파 돼지 유통 가슴살이죠 이것은 오리고기 우리 사장님께서 새벽부터 싸물신다고 해요 순대랑 칸 아, 이렇게 쌈장에 콕 찍어 먹으면 타르르르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면 입안에 쏙 골라먹는 재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리 왜 먹을 때 이게 오리 오리 아니에요? 그거 오리 껍질.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리 살코기. 아.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고소한 풍미만 남아 있어요. 대파에 한 쌈 싹 싸먹으면 어머머머머 이 느끼함까지 다 잡아주는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아저씨가 저를 가만히 안 두네요. 아유 아주 그냥 맛느낄 새도 없어 계속 말 걸어 시집은 안 가냐 술 한 잔 먹자 혼자 먹게 놔두지 않는 어르신들 불타는 철폰 앞에 열꽃이 피는 것 같지만 쉬지 않는 이야기 꽃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때로는 혼자 왔어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그런 곳 결코 혼술은 불가할 수도 있는 그곳 부족한 부위는 언제든지 채워주는 사장님. 배도 잔뜩 부르고 탑술족에게 단연 최고는 꼬들꼬들한 유청탕. 그냥 보면 이계 같아. 이게 맛있어. 유통. 가슴 유통? 과주씨. 유통은 돼지 가슴살입니다. 비계가 쫀득쫀득하죠.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찌나 관심이 많으신지 아유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아, 없었어요. 어? 메뉴에 없는 것도 해주시는 거 아니야. 네. 네, 아니. 연락 네, 정말 제대로 된 술집입니다. 술만 팔아드리면 얼마든지 안주는 무제한. 진정한 술집이네. 영업시간은 보통 4시에서 5시에 끝이 나지만 여름에는 보통 7시까지는 한다고 하십니다. 낯선 사람들과 아주 이색적인 낮술 한 잔 기울이고 싶다면 달과 후일, 모란 시장을 기억해주세요. 어르신들에게 이쁨 잔뜩 받으면서 함께 술 한 잔 나누는 거 어떠신가요? 촬영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을 잔뜩 받은 밥술정. 정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맥주 한 잔 얻어 마시고 집으로 향하는 밥술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려요.